팬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, 여러분들. 어, 정말 너무너무 <laughs> 감사드리고요. 어, 여러분들과 함께면 앞으로 10년, 20년 더 랩하고 음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